그러지 마. 제발 하지 마. 왔습니다. 왔어. 네. 드디어 왔어요. 이거는 진짜 너무 너무 궁금하죠. 맞습니다. 왜냐 이거는 우리가 데뷔 때도 전에 네. 찍었는데 모니터도 심지어 없었어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온지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두려운. 저희가 그때 그 티저가 나갔었잖아요. 이거 긴긴 네. 장발 티저. 네. 저희도 그 사진밖에 못 봤어요. 네. 요즘에는 또 장발이 대세잖아요. 오, 오 궁금해 궁금해. 나 근데 어, 안 뜯겨 안 뜯겨. 이의 이름은 언런 언런 아트 픽스. 0.1 0.1입니다 나 왜 이러고 있냐? 왜 이러고 있어? 아 제발 아, 이러지 마 제발 하지 마 성호 형 이때 살 많이 빠졌다 각도를 모를 때네 나와 나 너는 허공에 있는 손 좀 봐. 우리가 이제 포즈 잡, 하는 게 어색하다. 근데 사진 왜 이렇게 어, 많아? 아디다스 목이다. 아, 지아 역시 목이 잡을 땐 포토복이지. 근데 의상이 진짜 멋있다. 사진 오. 사진 왜 이렇게 많아? 나 장발 다시 하고 싶어. 와나 이거 너무 보고 싶었어. 아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오른쪽 네 번째 끼고 있는 반지가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. 이거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우정을 유지해오고 있는 친구들과의 우정 반지입니다. 지금 있음? 지금 안 꼈어요. 지금은 우정을 유지를 안 해요. 아, 왜냐면은 음. 팬분들이 되게 음. 오해를 많이 하시고 제가 그냥 아예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빼고 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여기다가 그 호프링을 끼고 다니고 있어요. 그럼 막 각자 베스트 사진을 뽑아볼까요 멤버들? 음, 저는 뽑았습니다. 그 멤버 상관없이. 네.